김장입니다 GS 우리가 자주 가던 GS 숙소 <laughs> 앞에 GS GS <laughs> 오늘 면접 데스 뭘 해야 되지? 음, 오시면 인사부터 탁 주고 그리 나가면 되는 거그리 나가면 되는 거 <laughs> 인사를 드리고 어필을 해야지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체력도 장난 아니지 체력하면 또 아스트로지 또 운동도 잘하고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단체 인사 드릴까요? 네. 자, 워너비요. 사! 안녕하습니다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 <laughs>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스트로 분들의 인기가 너무 좋아서 아스트로 분들이 직접 GS25 컨텐츠를 제작해보면 어떨까 음. 음. 아, 음. 우리 아스트로 분들은 평소에 GS25를 많이 애용하고 계신가요? 아, 아, 저희 숙소 앞에서 음. 바로 있어가지고 맞아. 저 여기 보시면 저 나만의 냉장고 어플에 저 가득 담아놨습니다 아. 나네 아. 나네 사용하고 계시네요 예 yeah. 진짜 애용을 많이 하시네요 네. 진짜 많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태자 선생님의 도시락을 또 그렇게 까먹고 있어요 음. 저는 석천이 형 칭찬 도시 아. 음. 아. <laughs> 열심히 해주시면 제가 보관함으로 맛있는 거 엄청 싸드릴게요 어플 깔아라 올라, 올라. 콩하고 물려라 예. 그러면 혹시 아스트로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저희는 뭐든지 시켜주시면 네. 굉장히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다개국어 정도가 이렇게 능통해가지고 아. 외국분들 오셔도 바로바로 이렇게 네. 대처할 수있어 할수 있어요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 어서오세요 GS25를 한번 4개국어로 아! 일단 그럼 미국어로 미국어로 미국어로 <laughs> Welcome to GS25 e 이라시아이마세 GS25 です 지엔다운이 흥가오싱 어... 지엔다운이 흥가오싱 어... 싸자 GS25 어, 네 어서오세요 GS25입니다 e 아, 또 작사 작곡도 하기 때문에 GS25에 e 대한 노래도 네, 지금 만들... 해, 해볼까요? 컷만 준비했습니다 컷만 준비했습니다 GS <laughs> 예스 예스 지금 몇 시? 25! 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네. GS25 문 앞에다 딱 손님들이 다 들어오실 만한 문구를 제가 편의점 3인, 삼행시 같은 어 편의점 삼행시 편의점 어, 편리한 시설의 모든 것이 아, 의, 의.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모든 것이 오 점? 점점 점점 점점 많아지는 우리 GS25 아. 오괜찮아 춤도 <laughs> 아까 얘기 나오죠. 아, 아 네. 외국인 분들이 처음 오셨어요. 아, 그 저희 GS25에 설명해 드려요. 아, 네, 그렇죠. B S O 쿵쿵. 어, 어 맛있어요. 아, 오.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 아침에는 GS15. 아침엔 GS 아. 자기 전에 GS 전에 GS25. 밥 먹고 GS GS25. 아. 바쁠 땐때 GS. 때 어, 좋아요. 믿고 맡겨 믿고 보는 아스트로. 맡겨주십시오, 선배님. 선배님. 어, <laughs> 네. 아, 너무 눈웃음을 보냈 <laughs> 심쿵. 뭐. 이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 파이팅이 넘치시니까 아, 네. 우리 한번 함께 해보죠.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사랑드립니다. 주스 25 holiday!